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입니다 자, 올려놓이에요! 오늘 저희 앞에 있는 게 뭐냐? 와, 이게 네, 뭐야? 저희가 저번에 라이브 때 네. 저희가 직접 옷을 포장해서 네. 공개로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 빨리 지나갔나요? 네! 그때는 약간 약간 약간 좀따뜻했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이, 아, 이 후드티 그러네요.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맛있는 후드 네. 렐리 후드 네. 또 본인만 있어요 제가 또 최근에 본 게 있거든요 진짜 이쁘게 접는, 접는 법. 제가 또 티셔츠 접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 거기 경쟁률 치안 하던데 그건 아니었어요. 저 수시로 합격했어요. 와, 와. 저는 수시로 티셔츠를 접고 거아 그래요? 저는 그냥 노멀하게 접고 약간 박스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저는 향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향을 여러분들께 넣어드릴게요. 아니 육평구가 잘 보니까 떡이 멋있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지. 몰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던졌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께 제가 뿌리는 향수를 그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그거예요 그거 이거 그거 알죠 형 이거 반짝이 조명 비치면 반짝이 되는 거. 아아아 아, 아, 아, 뭐지? 스카치. 아. 아, 아. 저녁에 안전 보장. 네. 와우 그리고 제가 한번 안 보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 TV 보고 있었어요 TV 보고 어 저거 카메라 화면 본다 카메라 화면 본다 저거 안봐요 안봐요 저안 봐요 자 TV 재밌다 아 재밌다 저 아저씨 재밌다 저 아저씨 뭐야 호 어, 아저씨네 아또 <laughs> 봤네 아, 아 다시 자, 다시 적을게요 내가 피자 포장하는 거 같다 푸드슨 올리어 먹은 헐 귀여워 상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호두는 진짜 접기가 어렵네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데 재질이 진짜 못하네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알죠? 예술가들 근데 반팔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썼는 게 나을 것 같아 손재주가 좋지 않아서 이게 같이 들어가 들어가 여러분 큰일 났어요 군대에서 소주 소주팅 먹었네 먼지를 마시니까 이게 네. 확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네. 준비 됐나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원래 이제 그거죠. 뭐예 그게 차는 느낌이 좋다. 하나만 해야 되겠지 스티커. 근데 제 반팔도 엄청 왔어요. 반팔을 입어요? 던지는 좀 하다가 자, 리 조금만 오야호 어, 나 이것도 잡아줘요 깔끔하다 뿌릴 테니까 한번 시향해보세요 여러분. 향수 맡을 때 아시죠? 이거 뭘 알아 너자의 마음을 어때 향기가 그대로 안에 넣어드릴 수 저는 제가 만져서 향기가 됐죠 어, 겨울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니트에 하니까 이쁘네요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어, 안 아, 여러분 꿀팁 여기 선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 스티커에 여기다 이렇게 한 번 접고 떼서 붙이면 완전 꿀팁 그걸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아 그런 거였어요? 난 이걸 안에 넣는 거 좋아. 아, 아니, 여유는 넣어드리고. 아, 그렇지. 여유분. 아, 근데 여유분 있습니다. 어 잠시만 이거 안 불이긴 한데? 얘를 좀 눌러야겠다 어 이게 뭐라 걸리 터졌다 진짜 와 내게 많이 뚱뚱해요. 옆에서 <laughs> 보시면 와 주인 닮았네요. 뚱뚱해요. 남자 개성을 살려서 네, 네. 포장 했습니다. 네. 저희의 마음에 담아 진심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은 피자 배달. 네. 오늘 아, 저희아 그러게 아 피자 마음을 담아서 배달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는 호두 레리 네, 호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올려놓은 것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렐리 포인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렐리 포인트 뭐 짱.